2020년 12월 26일 원정 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미 어? 뭐야? 자 여러분들 오늘 장소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장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놀라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곳입니다 주변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계십니까? 여긴 지하가 있네. 맞아, 맞아. 지하가 있었어. 제,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... 뭔 소리 들려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말씀 좀 해주세요. 누구? 잠깐만요.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아, 와, 와, 와, 아. 와, 여기 뭔 난리냐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. 아... 뭐야 여기? 어? 어? 와 여기다 뭐야? 잠깐만 뭐라고요? 와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화가 가능한가? 혹시 저 아세요? 잠깐만 뭐라고 했어 방금? 기운이 너무 세다 와 잠깐만 누구랑 같이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어 와, 잠깐. 여러분들, 잠깐만요. 좀 뭐좀 뭐 확인해 볼게있어요 잠깐만. 와, 다리 시 내린다. 잠깐만요, 누구랑 같이 있는데? 누구랑 같이 있어? 일단 몸이 불편한 망자 같아요, 여러분들. 악귀는 아닙니다. 진짜. 여기 지금 현재 DI의 장소인데 악귀는 아니에요. 담배를 피는 건 아니에요. 피는 게 아니라 상관없습니다. 아셨죠? 어? 오셨어요? 예? 자자자자 오십시오. 예, 예.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. 뭐라고? 여자 여자 여자 여자. 한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 혹시 키... 방금 저한테 잠시만이라고 그랬습니까? 여기요. 야. 아. 아. 잠깐만. 아. 여러분 잠깐만요 무슨 저한테 여러분 제가 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방송을 좀 무시했어요 방송을 좀 무시하고 망자의 부탁을 최대한 대, 화를 한번 해보려고 거기에 초집중을 했습니다 방송을 조금 무시하고 그냥 왕견이 혹시 지하에 계십니까? 어, 수살기가 무조건 악귀는 아니야 대체적으로 센 건 맞아요 어, 하지만 무조건 망자라고 함께 수살기 뭐니 정해진 건 절대 없습니다 이거랑 궁금한 게 있는데 폐건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 그냥 뭐 더 좋은 곳으로 찾아서 떠났을 수도 있고 이사 가거나 그럴 수도 있고 무조건 내가 이날까지 다녀본 결과 다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